남한 똥꼬에 스테이크 하나 먼저 와왜 이렇게 이뻐 음. 자 저희 오리가 샀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어. 진짜 예쁘다 플레이팅 봐플레팅 진짜 예쁘다 이게 약간 베이징 duck 스타일 굉장히 약불로 해서 오랜 시간에서 아.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.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겉이 약간 노릇노릇한 어. 게 되게 바삭해 보여요. 겉바속촉. 윤기가 잘 잘 잘 흐른다. 어. 야 이거 아,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약간 향이 약간 드는데요. 냄새. 어. 맛있는 향은 나를 부르잖아요. 네. 아, 어, 어. 입맛 그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. 어머 진짜 맛있나 보다. 어, 뭐 원래 가슴살은 살짝 퍽퍽할 수도 있는데 부드럽가 봐요. 가슴사랑은 비계가 별로 없잖아요. 음, 근데 그렇죠. 통제를 해서 요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와. 양념을 좀 배게 해준 것 같아요. 좀 촉촉하게. 음. 음 엄청 담백해. 약간 불나물 짝꿍 느낌? 음, 그렇요 음. 그리고 양념도 돼어 약간 간장 베이스 양념도 되고 근데 나는 너무 좋은데? 아 괜찮네. 아니 이거 먹으니까 안 껍질이 이렇게 바삭한데 어떻게 속이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어? 이거는 춘장의 트러플 오일인 거예요? 네네 트러플 오일이랑 사과도 들어갔고요 어두개 같이 괜찮네 춘장에 트러플 너무 궁금해 오 맛있겠다 트러플 춘장이랑 와, 와 어때 어때 어때 어떤 맛일까 얘기 좀 해줘 형 이거 진짜 맛있다 truffle, truffle 오일 신기하다 소스가 되게 특이하네 와 진짜 맛있다 춘장에 트러플 오일 같이 있는 건데 이거 와 트러플 오일 향이 진짜 잘 어울. 장난 아니다. 어, 나 아직 안 와. 어떻게 설명해? 음. 와 식감 장난 아니다. 이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? 아, 오, 오일도 좀 형 잘 묻어야죠. 음. 맛있어요. 맛있죠? 약간 다른 느낌이죠. 눈이 떠졌어. 제일 놀란 눈이야 진짜 어,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네. 저게 제일 놀란 눈이에요 네. 와 말이 안되데 음. 현역 시절에 이 음식을 접했으면 나는 완전 단골 됐겠다 고단백에다가 어? 살안 찌고 어, 요새 풍기는 그 풍미라 그런가? 입안에서 딱 맞아, 터질 풍미, 풍미가 장난 아니야 어 다시 달리나요? 윤성민 선수 생각 올려가지고 한입 끝나지 않았다 역시 전투력입니다 OMR 투아웃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 아, 야구에서 나왔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네. 그러면 먹을 수 있죠 뭐 소화시키죠 소화네 고추냉이 난 약간 장어 느낌으로 장어 먹는 너무 맛있겠다 공수 안 해. 야, 아, 어, 야, 일루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가는데요.